심하죠 이게? 이게 왜 이런 줄 알아요? 원래 곱슬인데 머리가 타서 그래요 머리가 타서 이 병신 맨날 고데기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생 인생 무상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마감됐어요 다음 광고 자. 진행할게요 이렇게 안 잡으면은 이렇게 안 잡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잡으면은 머리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딱 펴줘요 귀찮아도 예? 잘 보시란 말입니다 피는 걸 피는 걸 보여드릴게요 피는 거자 160도 10얼마 정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건 비싼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쫄지 마세요 안 뜨거요 안 뜨거 안 뜨거니까 쫄지 말고 자딱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 더 잡고 살짝 뜨거워도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잠깐 살짝 눌러줘요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뜨거운 열이 전달이 돼서 이게 뜨거운 열이 전달이 돼서 이게 좀 이렇게 잡아줘야 식으면서 고정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대가리에 빵꾸가 있어요. 이 빵꾸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 제가 30대로 싸우다가 대가리 빵꾸 났는데 이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보통. 예. 저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숱이 조금 없어요 이쪽에 이제 숱이 좀 없어가지고 이좀 나눠줘야 돼요 잘 나눠줘야 돼 잘 나눠줘야 돼요 자한 번 하고 잡아놨죠 그러면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잡아요 억지로 억지로 꼬우는 약간 스킬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열 전달하고 잡아요 1 2 3 어때요? 제 진짜 심한 곱슬인데 어때요? 신기해 노, 놀랍죠? 노, 놀라운 척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할 맛이 나니까 예. 이게 뭐 사람이 머리 이게 예. 꼭 이거 찢게 꼭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귀찮더라도 이게 기지배처럼 해야 돼요 기지배처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자 남성분들 제 머리 맨날 어떻게 하냐 맨날 뭐 미용실 가서 남순이처럼 뭐 머리 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간혹 있어요 카톡으로 와요 병신 새끼들 그 뭐 폐환어린지도 모르고 에? 예? 침대 한번 누웠다 오면 되는지도 모르고 자 여기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자, 자 어때요? 야 앞머리만으로도 어때요? 사람 달라 보이죠? 예 아시잖아요 예? 탐력캠의 은밀한 시크릿 봤죠? 공개. 봤죠? 언니 너무 이뻐요 호응을 해주세요 호응을 반응국 가야지 예. 빡대가리야 자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윗머리를 하기보다는 옆머리를 일단 눌러줘요 옆머리를 왜 여기가 윗머리부터 하면 옆머리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옆머리를 자 이렇게 조금씩 잡아줘야 돼요 많이 잡으면 뭉탱이로 잡으면은 그 뭉탱이로 그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자두 번씩 해줘야 돼요 자 컬이 컬이 살짝 들어갔죠 컬 커리? 커리 들어갔죠 약간? 남언니의 네. 뷰티 살롱 네. 반반 니, 지기랄 반반 알았어 반반 해줄게요 예. 일단 하고 꼬을게 하고 꼬을게 일단 피는 거 하고 꼬아버리면 되잖아 예. 섬세해야 돼 섬세해야 돼 머리 이게 만지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걸려요 자 이렇게 여기가 자주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자주 뜨시는 분들은 왁스로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일단 왁스는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 옆머리는 내려줘요 그냥 펴서 살짝 눌러줘 이렇게 1 2 3 남순이도 뗍니다. 아프리카 공주 뗍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웨이 볼륨이 너무 뒤져버리면은 병신 같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떴다고요? 그래요? 매일 머리가 잘 되진 않아요 매일 머리가 잘 되면은 나도 기분 좋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틀려요 네, 매일 똑같이 만지는데 기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8살 말에 너 지금 흥분했다 진정하자 저 죄송한데 케이크 케이크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옆머리는 이 머리 길이에 따라 틀린데 이 앞머리가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맞박 그 맞박 올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처럼 만지면 돼요 댄디컷 무려 잡을 때딱 왁스로 눌러주면 돼요 여기, 여기가 좀 떴어 그럼 왁스로 눌러주면 돼 이게 설명하면서 아니라 조금 빡센데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옆이 이제 옆이 끝났어요 굉장히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약간 약간 병신 같지만 서서히 이제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 어디 갔어? 아 비교 사실 필요한데? 아 녹화도 안 떴네? 와 병신 그 녹화 떴으면 사진 줘봐 첫, 첫, 첫 사진 줘봐 첫 사진 띄워놓고 하게 띄워놓고 하게 첫 사진 줘봐 자 이제 반반 하라 그랬죠 반반 그럼 여기를 반 잡을게 여기를 이렇게 반 나눠 보겠습니다 반 자 자 이렇게 잡아요 이제 여기 이제 숱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가 앞머리가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무게감을 이제 내려줍니다 이제 자 한번 두번 자 이게 제가 지금 여기가 이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맨날 꼬아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여기가 여기가 잘 안 넘어가요 여기가 꼬여졌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이제 맨날 곱슬곱슬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곱슬이 너무 심해했어요. 얘가. 이거는 오, 비용해도 되겠어요. 이거 오류예요. 오류. 이거 오류예요. 이제 머리가 오류됐어요. 제가 요즘에 댄디컷 그 깔끔한 댄디컷을 요즘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주 해줘야 돼요.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열로 열로다가 1, 2, 3 따. 어, 내가 됐다고 쳐요. 내가 됐다고 칩시다. 예. 내가 됐다고 쳐요, 그냥. 예. 자, 이렇게 또 나눠줘요. 분리를 해줘야 돼요. 뭐, 분리하는 거는 지 좋대, 아,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대신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맨날 머리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물어보는데 대답하기도 귀찮고, 어, 이게 한 번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항상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 억지로 꼬아줘야 돼요 억지로 꼬아서 열감으로다가 억지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 나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네. 미안합니다 네. 원래 혼자, 혼자 만질 때는 말이 머리 만지지 않아요 아 말을 하지 않아요 주댕이 다물고 하는데 이제 어때요?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오! 오! 요것만 봐도 오! 예. 알죠? 예. 어, 좀 나, 름 느낌 있죠? 참. 아니, 머리 말렸을 때 머리를. 머리 말렸을, 어, 처음 머리가? 이랬어요. 안대상이라고요? 지랄들하고 계시지 말고요. 예. 자, 처음 머리, 처음 머리가 이랬어요. 제 면상 제 이랬어요 머리가 예 그리고 말리 말예 이랬어요 말렸을 때 더 괜찮다고요? 그럼 안 할게요 그럼 안, 안 할게요 예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뭐. 예 이제 이러고 방송해도 돼요 저 예. 자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깔끔해 보이잖아요. 일단 네? 자,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지금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좋지만서도 지금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부해질 수가 있어요. 위에 머리를 위에 머리를 잘못 잡으면은 머리가 존내 부해질 수가 있어요. 숱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저처럼 숱 많은 숱 많은 사람들. 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라인 따라 따 그대로 라인 따라 라인 따라 라인 따라 가만히 냅둬요 그냥 1 2 3딱 맞죠? 마술 같죠? 예? 원래 인생 마술 같은 거예요 예. 변신은 무죄 남자들도 예? 꾸며야 돼요 딱 됐죠? 자 이제 가르마대로 이제 고데기 구형 15만 원. 15만 그 원꼭 안 써도 돼요. 한 2, 3만 원짜리 써도 돼요. 2, 3만 원짜리. 전 좀 오바해서 쓰는 건데 2만 원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자, 여기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막 여기 뭐 이쪽 반대 이렇게 반대머리는 반대머리는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웨이브 줄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부해져요. 부해져.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천천히 해서 그러는데 이제 좀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요즘 이제 됐죠? 자이 곱슬거리는 거를 다 잡아줘요 꼭 필요해요 이게 빛이 필요해요 빛이 빛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내려줘요 마찬가지로 잡아줬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줘요. 네가 요즘 유튜브에 미치긴 했구나. 편하게 내려줘요. 아니 씨발 나 혼자 하는데 머리를 내가 케이크 케이크 대가리 박을 줄 알았냐고 개새야. 그거 내가 어? 내가 대가리 안 박았으면 이거 보여줄 일도 없지. 자, 다돼 거의 다 돼가요. 거의 다 돼가요. 나머지는 왁스로 잡아주면 돼. 웨이브. 애튜 눈치 보는 중. 야. 제가 유튜브에 수익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부금도 안 깔았어요 막말로다가 그냥 부금 안 깔고 해버렸지 애튜님 미, 애튜님 미안해요 예 부금 부금 알아서 뭐 어떻게 하던가 뭐 아니면 뭐 수익 안 내든가 하세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욕심 있는 새끼였으면 이거 부금 안 깔고 해도 이거 지금 8천명 넘게 보는데 7천명은 봤어 그래도 어? 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 예? 애투님한테 미안하지만 예. 자 여기 여기 머리가 굉장히 이게 요걸 넘길까 앞으로 넘길까 하는 이게 여기 좀 애매 애매하거든요 이 가르마를 여기 뒷가마를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뒷가마를 좀 뒷가마를 이렇게 좀 여기 앞으로 올리세요 앞으로 차라리 앞으로 널, 널 올리시면 돼요 아씨 말도꼬이네 속이 안 좋아요 케이크 때문에 자자 자, 이렇게 꼬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꼬아주면 돼요 손으로 손으로 잡고 좀 뜨거워도 참아요 1 2 3 이러면은 안 넘어가던 그 머리가 열감으로 그냥 딱 잡아줘요. 30분 일찍 키고 네. 머리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개빡치겠지. 네. 억지로 잡아줘야 돼요. 저 원래 이 라인인데 억지로 잡아줘야 돼요. 네, 억지로. 안 넘어가는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손으로 손으로 억지로 무조건 두 번 잡아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넘어간다. 자, 한번 자 꼬아줘요 손으로 좀 뜨거워도 참아요 식으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아, 겁니다 씨발. 여러분 예 아주 용기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참아줘야 돼요 이뻐질라면 어쩔 수 있어요? 참아야지 좀 예? 이뻐질라면 자 약간 좀 모자른 컬들은 제 앞머리가 지금 조금 약간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머리가 좀 이게 그 스타일에 따라 좀 틀려요 지금 예. 이 뒷머리는 솔직히 저는 뒷머리 그냥 막 만져요 뒷머리는 뒷머리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 그냥 뒷머리를 이렇게 아또 아,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잡고 막혀요 뒷머리는 뒷머리까지 뭐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어? 뭐 뒤통수까지 신경 써가면 서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뭐 웨이브 뭐 주는 거예요 웨이브 뭐. 볼륨 볼륨감 줘버려요 그냥 응? 여기 다 죽여주고 죽여주고 죽여주고 그냥 저는 그냥 예 죽여줘요 그냥 뒤가 망했다고요? 뒤가 막 뒤통수 보이 어차피 뒤통수를 내가 내가 내가 뒤통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뒤통수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왁스로 발라가지고 어디 웨이브 좀 이렇게 컬 좀 줄 때는 센 왁스로 컬 이렇게 한대 필만 한해 15에 어휴. 예. 컬 이렇게 주고 이 컬을 주면 돼요. 왁스를 이렇게 주고 또 여기 좀 주고 어디 죽일 때 있으면은 이렇게 딱 여기 죽여주고 여기도 컬 좀 살짝 이렇게 왁스로 주고 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손으로 반컵 쓰리신 분들 손으로 예? 이렇게 주고 스프레이 촥 뿌리고 이렇게 탁 하고 탁 탁탁딴 이렇게 하면 되는데